늦은 밤 침대에 누워 생각은 많아 내일 두려워 뭘 할지 해야 할지 고민하다 갑자기 잠깨 아침은 밝고 어릴 적 별자리 하늘은 잠자리 따스한 꿈자리 불안한 잠자리 살얼은 판같아 햇살은 추워 사람들 다 떠나 온기 그리워 괜찮아 난 괜찮아 모든 게 다잘된 거야 난 냈어 내가 나를 위로해 아래는 너무 내게 처참했어 언젠가 웃으며 고개 들면 말할 거야 뉴욕 사람들 사랑한다고 아직 넌 어리다고 사람들은 말이 괜찮다고 근데 난 내가 어린지 아직 잘은 모르겠어 I don't know 내어깨가 무거워 부담감은 더커지가 어쩌면 날 잡아먹었을지 몰라 이미 날 누군가